Ooh. 가, 가, 가, 가. 가, 요, 가. 가. 가세요. 아닌 척 하지 말고 너도 가세요. 아유, <laughs> 본심을 드러내지 말고 가세요.